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짝 <laughs>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치킨 매니아에서 나온 불새 치킨 굉장히 맵다고 맵게, 맵고 맛있다고 해서 한번 사와봤어요 저희가 한 마리 다는 아니고 제가 마, 먹을 만큼 덜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같이 있는 고추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다 갖고 왔어요 안 빼놓고 그리고 요거는 치킨 무고요 요거는 같이 들어있던 애기 콜라 <laughs> 이거는 히비스커스 타 그리고 이거는 패키지입니다 <laughs> 아, 잘 먹겠습니다 우선 다리 음 약간 중국 음식, 중국 요리 같은 냄새 나는데 음 좀 같이 들어있었던 새우 음. 음? 분량이 나고 맛은 있는데 깐풍새우? 깐풍기? 음. 음, 여기 들어있던 고체들 불량이 나고 맛은 있어요. 근데 약간 달짝지근 매콤한 깐풍기, 깐풍새우. 음. 전 치킨 맨날 치킨 처음 먹어봐요.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고마워요 음, 새우가 진짜 맛있다 음. 꿀맛 나는 것 같은데? 음. 고째 씨가 중간중간 보이는구나. 다 깨가 아니구나. 캡사이신 맛은 절대 아니에요. 맛있어. 음. 제가 원래 치킨에 되게 잘 질리거든요 한세쪽 먹으면 질리는 편인데 안 질리네요 hasta salud. 제가 먹기에는 확실히 한국 쪽 매운맛은 아니에요 음, 음, 음. 청양고추의 칼칼함이 있는데 전체적인 맛은 약간 중국 음식 같아요 음, 중화 요리 맛있는 <laughs> 갱년을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킨 매운 거 1등이라고 네. 그냥 개인적인 입맛이니까 이해하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맛은 있어요 진짜 응. 음, 다 살이구나. 음. 음, 뼈. 들어있던 고추와 함께 음? 맛있어요. 자,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잘 먹었습니다. 음, 불새 치킨, 치킨 맨이야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<laughs> 한번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권해주셨어요. 맛있네요. 약간 어, 어, 달짝지근 매콤한 깐풍기, 깐풍새우 요거를 먹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. 음, 뼈 있는 걸로. 그러면 여러분 안녕 오주 여러분 사랑해요